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 예수 예수는 주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 주의 다스리심에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여세요 내가 일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를 이는 그가 너를 세상은 꾸념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온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원병과 밝을 때 낙추는 죄악을 두려하지 않으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너 오른쪽에서 엎드려 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험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이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는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소자,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과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91편 말씀은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어, 지금은 어, 이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음, 그런 때가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보호하는 기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이 말씀을 어,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어, 기도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기도가 잘 안 되면은 기도를 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때는 어, 어제 제가 말씀드린 영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영상에서 기도하는 방법이 어, 아주 쉽고 간단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음, 간단하게 어제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음, 기도는 친구하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다만 대상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되고 소리내어 혼자 얘기 중얼중얼 얘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난 다음에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존자의 어,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고 시작하는 이 10편 91편 말씀을 매일같이 하루에 반복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에는 음,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이 가득 차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음, 어떤 지금 많은 뭐 이런 병 저런 병 많이 유행하고 있지만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 지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식사는 다이어트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에 세 번 꼭꼭 챙겨 드시고 그리고 비타민C도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모든 질병들이 감기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기는 우리가 약을 먹고 나면 끝나는 것처럼 이 병도 그렇게 뭐 문제가 되는 그렇게 큰 질병은 아닐 거라고 믿음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면역력을 잘 길러놓으면 어떤 질병에도 많이 든든하게 우리가 우리 몸이 잘 이겨나갈 줄 압니다. 여러분들 다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고 건강하게 음,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매일 아침 기도가 잘 안 돼서 매일마다 기도할 때 시편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시편을 읽다 보면 다른 시편 기도할 만한 기도 시편들이 되게 많아요. 그 시편을 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음, 샬롬